와 미쳤다 이거 방금은 <laughs> 어, 방금은 좀 그래 미안 좋아요와 구독 아! <laughs> 야3 너무 없잖아 킬리게 하면 시킬도 하시더만 내가 지켜줄라 그러지 나 미션 할 때 좀 적당히 하는 거 몰라? 이때까지 티 안 났어? 나는 미션 할 때 막 키당 줘도 20개씩 하면은 부담스러우실까봐 적당히 조절하는 편이야 이번 판도 2 0에 있는 것 같아 한명 있었는데 그치? 걔 어디 갔지? 아, 어, 보급 뭐야? 싫어야 보급? 안 먹고 싶어 이게 안 맞아? 조졌네 쟤 맞는다 내가 아, 보급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없을까 안 갈래 <laughs> 갈래 아니 연막이 <laughs> 연막이 안 고치는 척이죠 아싸 보급이다 헉, 데킥이다 맛있어 기분좋아 에떠 다 덤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여기 있었는데? 있었는데 아! 아! 따고 어, 나 로드 다 봤냐? 아깝다 오예 200개 200개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여기 치코리타 되게 많지 않아? 엎드려 있는 애들 음 가야 되네 총소리 한 번만 내려줘 좋았다 총 빼고 달려 200개 200개 200개 헉, 200개 찾았다 안돼 안돼 파밍할 때 200개 파밍 파밍해 이걸 안 먹어? 헉. 어, 있었는데 뭐해 뭐해 안돼 아씨 또 렉슬러 가랬는데 목표물 변경 있어 범인 발견 집에 한 명 더 있지 않아? 얘가 집인가? 몰라 안 갈래 저기 있다 아직 킬로가 안 떴거든? 저기도 똥오줌 대결하고 있다 똥오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 있지? 가래가 간다 에타브로 아싸 가래 승리 아, 땀로 잡아야 됐네. 14명? 5명 내가 더 잡을 거야. 사람 망했다. 베리니? 거기냐? 나이스. 또 있다. 방금 똥처럼 쐈다. 와 미쳤다 이거 방금은 <laughs> 어, 방금은 좀 그래 치킨이고 세명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두 명 다 잡을 생각인데 보인다 그래명 어딨는데? 밑에 돌인가? 연막인가? 아래 돌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? 여기네 하나 둘 여기야? 뛰어, 방금 뛰었나? <laughs> 아니 수류탄 뭐야? 너, 너도 봤어? 치킨 시킬 당인데 봤구나 봤구나. 감사합다 <laughs> 어, 뭐, 치킨씨 아니에요? 아 그냥 뛰어갈걸 내가 내려갈걸 뚜피나면님 660개 감사합니다